다리 먹었어? 응. 이렇게 하면 하트인 거 알아? 가야너 날개만 먹었냐? 응? 다리가 두 개 남았는데? 나 이거 다리 먹었는데? 나 양념 하나도 안 먹었는데? 여기 하는가 봐. 그런가? 개 크네. 안 빨간데요? 또 해지. 嗯。 acabou.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어제밤에 급하게 베이킹을 했어요.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봐야 돼요. 어디야? 한때로 일회? 어, 일회. 서른 살 짝지. 맞아. 근데 그거 알아? 너랑 나는 서른 살이 아니야. 야, 이거. 언니야. 애매 야, 이제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. 니네 이제 와서 나한테 언니라고 하면은. 진짜. 기억 <laughs> 끊는다 했잖아. 어, 안 본다 했다. 어찌 맞아 2021년이라는 거 그냥 어색하거든? 근데 2022년. 다리는 좀 춥고 위에는 그 팬이 안 추운데 손이랑 너무 발 손이랑 발이 너무 추워 훨씬 추운데 먹고 나가 래야안 추워 사람인데 들어갔어? 사람이 들어간다 걸울 중이야. 음. 이것도 너무 귀엽다. 이만. 렌티. 음, 귀여워. 아, 나컵 사면 안 됐지. 어, 근데 이거 요즘 이런 거 그림 없고. 어, 엄청 약간 이런, 이런 느낌 전반. 이거 들고 가면 어떡해? 어, 엄마도 이렇 철컹철컹해. 아니, 아니, 이거 너무 하지 않 음, 얼마짜리야? 6 인스타 괜찮다 보니 쓸수 없어, 얘들아. 번에 먹어가지고 <laughs> 자동이네? 아, 음. 감사합니다. 별맛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어? 그게 파전 맛있어? 음?